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TP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개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STP, ENTP, ISTP, INTP 이 네 유형이죠 이전에 TJ 유형들이 진실에 집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TP들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좀 다른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유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매이는 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걸 따지는 거에 목숨까지는 걸지 않는 편입니다 쉽게 말서 TJ는 이거 아니면 저거로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사람들이고요. TP는 그 결론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열린 결말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요. TP들이 목숨 거는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유라는 거죠. TP가 자유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는 건 D와 P 중에서 일단 P와 관련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J가 P에 비해 통제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J가 잔소리가 많고요.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 중에 P가 많아요. 한마디로 자유분방하다는 거죠. 근데 P 중에서도 특히 TP 유형이 더 그렇게 느껴지곤 해요. 예전에 F P의 유형은 자유분방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게 있다고 했죠. 여기서 P는 자유분방함을 말하는 거고요. F는 뭡니까? 관계지향성. 그렇죠. 그리고 T는 독립지향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P 유형은 자유분방한데 남 생각까지 별로 안 한다는 거죠. 남한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주의자들이라는 거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제멋대로 요즘 말로 개 양 마이웨이처럼 보일 위험성이 가장 큰 사람들이 바로 TP 유형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성향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TP 유형 중에 외향형인 ESTP, ENTP예요. 이 사람들은 딱 보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누구의 터치도 받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다고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듣기 싫은 말은 그냥 패스. 하거나 대놓고 말하죠. 내가 왜 또는 난 그럴 생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 자기를 대놓고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선빵이라고나 할까요 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원래 난 이런 놈이야 하는 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관계가 형성되겠죠 그 사람들끼리는 잘 지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알게 되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잘할 때도 많습니다 다만 그게 본인이 내켜야 한다는 게 다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기재하면 죽어도 안 하는데 본인이 마음이 있으면 아주 열심히 남을 기쁘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ESTP와 ENTP를 헷갈려하는 분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ESTP는 놀고 싶어하고 ENTP는 알고 싶어한다. 대략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두 유형은 겉보기에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죠. ENTP 중에서도 잘 노는 사람이 많고요. ESTP 중에서도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결국 놀 때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ESTP고요. 궁금한 걸 끝까지 물어보는 사람은 ENTP라는 겁니다. 이 차이는 물론 SP와 NT의 차이에서 오는 거죠. SP는 디오니소스, NT는 프로메테우스 디오니소스라고 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고요. 프로메테우스는 불의 신이에요. 이전에 다 설명한 거죠. 그래서 에팁은 SP의 쾌락주의자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유형이고요. ENTP는 NT 특유의 정신세계가 외부와 가장 빈번하게 충돌하는 유형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팁은 이런 성향에 더불어 극현실주의자 같은 면이 있어요. 의외로 상식적인 편이죠. 그래서 엔팁처럼 상사의 지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들이받거나 시스템 개판이라면서 붕괴하거나 이런 행동은 잘 안 해요. 일단 관심 자체가 아예 없을 때가 많고요. 자기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엔 흥미를 거의 못 느끼는 편이에요. 물론 ESTP도 잔소리가 심한 상사를 만나면 힘들어하죠. 하지만 웬만하면 그걸 다른 방식으로 근데 상사랑 나랑 술 한잔하면서 친해지려고 한다든가 인맥을 통해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얘기가 맞다면서 상사랑 대놓고 맞짱 뜨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ESTP가 보기엔 그건 바보짓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이에 비해 세상 물정을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ENTP는 세상 물정 뭐 이런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관심 자체가 아주 큰 그림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회 초년생이라면 이런 성향이 자기 영향력의 범위와 뭔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줘도 잘 몰라요 자기 눈에는 그 큰 그림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다른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처음부터 능력이 출중해서 전문직이나 중간관리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TP 유형 중 내향적인 사람들 ISTP, INTP 이 두 유형은 ESTP, ENTP만큼 대놓고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알고 보면 이런 성향이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역시 간섭받는 거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겉만 봐서는 잘 모르죠 말을 먼저 거는 타입도 아니고요 그냥 조용한 스타일인가 보다 이렇게만 보입니다 아까의 팁, N팁의 경우 대놓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 의사를 직선적으로 드러내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낚아채는 겁니다 그런 말이나 행동을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팁, 인팁은 그런 식으로는 잘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혼자 노는 거예요 남이 상관하는 게 싫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ISTP, INTP는 남한테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말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왜? 걔네들이랑 별로 놀고 싶은 생각도 없거든요 그냥 혼자 놀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자유, 독립을 추구하는 성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들이대는 방식이 아니라 정반대로 사람들로부터 물러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타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그 범위 밖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물론 이 팁이나 이 팁도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있죠. 특히 직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업무적으로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것만 하고 만다는 겁니다. 일과 관련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은 잘 안 해요. 어쨌든 일이니까 일할 때는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주로 혼자 할 때가 많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혼자서 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편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옆에서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이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회사는 그냥 돈 벌러 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참았는데 퇴근하고 나서도 그래야 되냐는 겁니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에 방해만 되지 않다면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 팁이나 인 팁이 누군가와 어울린다면 동호회 같은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놓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로 혼자 노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도 나처럼 나처럼 혼자 노는 사람들인데 나랑 비슷한 이유로 보는 거죠. 친구를 만나도 이런 식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친구들끼리 친해지는 겁니다. 이 팁과 인팁의 차이는 그냥 애팁과 엔팁의 내향형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ISTP는 놀려고 하고요. INTP는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무언가를 할 때 ISTP는 뭔가 재미있고 자극적인 놀이 같은 거에 빠지는 거고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서 마스터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장인 기질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INTP는 자기의 흥미를 끄는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독이나 독후들이 많아요. 그리고 ISTP는 현실주의자 성향이 강하고 INTP는 더 거대하고 근원적인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도 있죠. 저는 TP 유형들을 이렇게 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여행하고 탐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디 매여 있는 걸 싫어해요.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죠. 세상엔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 미지의 세계로 가슴 가득 흥분을 안고서 떠나는 거예요. TP들은 어떤 열정이 있어요. 순수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푹 빠지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여행을 하고 탐험을 하다 보면 가끔씩은 혼자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티피들은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엔 공짜가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밀려오는 고독, 외로움은 이 여행의 일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INU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